you 저 같은 경우는 복부 제술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배꼽 주위가 특히 그렇긴 한데 배꼽 주위로 뭐 상하 복부 제술할 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배꼽 주위가 생각보다 유착이 좀 더 심하고요 디테일이 더 어려워요 되게 잘 접히는 부위라서 서 있을 때는 불고기 보이다가 누워있으면 또 불고기 안 보이거든요 수술은 누워있을 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서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처짐이나 그 주름 방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서 복부가 조금 조더 어려운 것 같아 자극되는 부위에 이제 멍이나 붓기, 조직들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보통 이제 6개월 후이고요. 흡입 결과에 대한 판단 또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수 시점을 그 정도로 잡고 있어요.